Thank you. cold spirit.

可以。 死ぬがいい今日上は捨てよと言ったはずだ俺はやり残したことがある とどめだ 갈비 대박 또뭐 있노? 스나스리 요스미 마라 닭고기 돼지, 돼지 삼겹살 이거 닭 모래주머니 닭국집 이거는 뭐 닭날개 새우